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생존자 여러분, 얼른 탑승하세요. SOS 배곧 탈출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S S 입니다. 네, 지금 과자를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의정부 통나무 집에 와 있고요. 내려준다고 안 가려줘요. 네, 나 죽지 않 떨어진다. 와길 너무 이쁜데? 야 지금 완전 대박이야 햇빛이랑 같이 와가지고 <laughs> 우리 놀러 왔어요 자 이게 미러리스가 아니, 아니어서 저 혼자 지금 찍고 있는데 저희 편집자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 혜인아 어디야? 나 도착했는데 어 어느 방으로 가면 되나? 지금 혜인이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인이가 왔습니다 시험 잘 보셨나요? 아네 네. 벚꽃 사진 하나참 이쁘죠? 벚꽃을 찍고 있는 혜인입니다 렛츠고 오케이 let's go!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서로 영상 촬영하면서 현우를 찍고 있습니다 렛츠고 어, 개구리 짱귀 응. 개구리 이쁘지 여기? 응. 어, 근데 아, 네. 여러분들도 여기 꼭 한 번씩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는 의정부 통나무집이고요 저는 의정부에 살기 때문에 의정부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의정부 하면은 네, 타이, 타이거 j k c 가또 의정부 사랑꾼이잖아요 윤미래씨 네 거기에 이어서 저 현우도 근데 좀 힘들군 숨소리 내, 내 숨소리 너무 거칠게 들어가려나? 혜인이 왔어요 다들 반겨주세요 어, 혜인이 왔어요 반겨주세요 <laughs> 혜인아! 혜인아! 어, 혜인 왔어? 왜안 빠지시냐고요? 미안해. 와 진짜 못한다. 아 근데 왜? 너 진짜 운동 신경 아니돼요 회오리 씨. 맞죠 회오리 씨. 어, 회오리지, 그럼왜 전술을 해야지? 근데 네, 이게 네. 네, 마치,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이거, 아, 내가. 형, 그거 어디서 왔어요? 형이 끊었어. 와, 이거 괜 형은, 형은 보여줘. 달고나! 달고? 나요 야구는요? 아니, 뭐, 우리 팀을 잘 여기서 뭐 하는데. 갑니다. 어. 너 저거 넘어갔으면 네가 사와야 돼. 보이지도 않아. 아 강아지 신났어 아, 준하 형이 셀카를 찍을 땐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분들 형이 말하고 치고 <laughs> 형이 말하고 형이 하나 둘셋 다고친 거예요. <laughs> 형이 하나 둘셋 아, 하나씩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이거구나.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laughs> 운동 하시고 드시지 마세요. 네. 다음에 또 뭐? 되게 어렵다. 이것도 뭐야? 민기의 생활체육. 민몸 일으키기구나. 안 해, 절대 안 해. 자, 우리 멤버들 숙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laughs> 형 표정 왜 그러세요? 많이 피곤하신가요? 위에 누가 조잘돼 <laughs> 윤재님 일어나시죠 <laughs> 일어나세요 민기 형 어? <laughs> 공부하고 있다 이거 야 역시 민기 형도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 나이스 호날두 내려와 나 랄라블라에서 받은 거 뺏어야지 어 진짜? 어 진짜? 지금 여성 멤버들의 혜인이는 네, 땡땡이 자모 은지이는 짱구 자모 너는 랄라블라 nice. 팩이다 자 리뷰 팩 리뷰해 봅시다 파우치인가 어, 아, 음 파우치 이쁘다 nice. 아쉣 아, 남자 내가 두 개가 <laughs> 나란 건데 아 힘들어 머리가 땡 에이 야 그만 찍어 아 빨리 끼라고 <laughs> 폭력을 쓰는 준나띠입니다안 <laughs> 맙니다 여러분. nice. 괜찮아? 네. <laughs> 아! 자 여성 멤버들은 자꾸 뭐가 이쁘다는 거죠? 반짝반짝하다. 음. 이거 해줘야 돼. 어떤 아. 건가요? 뷰티 뷰티 크리에이터. 쿠션이 아 쿠션 쿠션이 엄청 뽀송뽀송하네. 어디 겁니까? 다이소. 네. <laughs> 다이소요. DPC. DPC. 악기 줍쇼 찍어줘. 악기 줍쇼. <laughs> 개봉기. 개봉. 오. 별벌다. 초점 하나도 안 맞았고.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주작인 거 아시죠? 저 소리 안 나요. 아, 빨리 너왜 찍는 거야 근데? 응? 브이로 어차피 못 올리는 거지? 아니 올릴 거야 브이로그 신놈이야 너는? <laughs> 편집을 이게 가능하다 생각해? 네. 한 20초 정도 나가지 않을까 와 진짜 잘 샀다 톡톡 두드리고 있고요 <laughs> 왜 찍는 거야? 와 예쁘다 뷰티 조니의 보스탱 딸이 자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달라지게 하나도 없지만 자기 만족 위해서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요. 거울을 볼 때 자신은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저 화장품이 네, 네, 네. 케이스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어, 이거는 PPL입니다. 현우 혼자 돈을 받았죠. 자본주의 사람이죠. 살짝 하얀 것 같구나. 아, 근데 이전에 두둥겨놨던 것도 21호고 얘도 21호여가지고. 윤지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너무 그 클로즈업 아니냐? 근데 진짜 이쁘게 나와요. 찍는 거야? 이따가 저희가 담력 훈련을 갈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어? 혼자서 저희 이 뒤가 바로 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을 숨겨놨어요. 준너요 미션을 숨겨놨는데 이제 뭐야 어, 진짜로? 네그 미션을 그 가져오는 거죠. 혼자 제일 많이 뜨는. 네, 아, 갑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제발요 여러분들 왜 그러시는 아, 삼, 거예요? 2 1 <laughs> 아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laughs> 여, 여러분들 네. <laughs> 제 이름을 열심히 연호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네. 담력 훈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박수! 贵。